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늘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계속 원하는 삶을 사는 법이라는 시리즈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어,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한 3편 4편 만들었는데 어, 너무 저같지 않게 지금 촬영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?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달까? 뭔가 진짜 제,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조금 포맷을 바꿔보려고 해요 그냥 편안하고 릴렉스하게 릴렉스하게 똑같은 얘기죠 아무튼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음,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법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,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막는 요소가 바로 어떤 비교의식인 것 같아요.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죠. 우리는 사회적 제도라는 것 안에서 등수놀이를 하고 그런 것들로 매겨지고 또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숫자다 보니까 어떤 것이든 우리는 어, 순서가 정해져요. 그 순서대로 그 사람이 인식되어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겪어야 하는 일이죠. 자 그래서 어,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방법은요. 여러분들이 타인의 삶을 보는 시간을 좀 줄이셨으면 해요. 우리가 SNS 하, 정말 많이 보잖아요.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 우리는 사실 초등학교, 중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인터넷에 익숙하던 세대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학교 때부터 폰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어, 끊임없이 이 조그마한 내거 어디 갔어? 어. 이 조그마한 걸 통해서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쳐다보고 있어요. 일종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너무 많이 스토킹을 한다는 거죠. <laughs> 여러분 스토킹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과를 스토킹하는 거나 다름없어요. 우리가 아는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, 이 사람은 뭐 어디에 살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뭐 어떻게 사는 모든 라이프스타일을 물론 되게 SNS에 올라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좋은 것만 음, 행복한 것들만 되게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아 이거 도대체 이 사람은 가끔 보면 뭐 하는 사람이지? 어떻게 이렇게 살지? 라는 사람들이 전 세상에 다 있어.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는 걸 조금만 줄이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. 이건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. 일상생활에서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내 인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남과 나를 어, 비교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. 자신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사람은 되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. 뭐 심지어 그냥 길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줍든 아니면 떨어진 돈을 경찰서에 갖다 주든 뭔가 그런 걸 통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적어도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어, 조금 더 느끼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어, 여러분들이 뭐 취업이 힘들어서 취업에 여러 번 낙방을 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반꼴찌든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뭔가 특별히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한들 저는 정말 누구나 자기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최소한 한 가지는 있다라고 봐요.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못 느끼는 것들 내가 이제까지 어, 하찮게 여겼던 것들조차도 누군가한테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. 어, 정말 내가 누군가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겠다 싶은 것들 가령 저처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들 내 일상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누군가한테는 이런 말이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그 취미생활조차도 누군가는 못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능 기부 형태로 좀 세상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더 이상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네, 그래서 다음은요. 이거는 자존감을 키우는 것과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.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의식 그 자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열등감 되게 우리는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외모적인 것들 능력적인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좀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데 그래서 제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방법 결론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해줘야 할 사람은 어,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저,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을 잘 돌보라는 일종의 숙명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라는 사람이 내 성진아 이 한 몸을 잘 챙기는 거 물론 너무 이렇게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려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존재 그리고 괜찮은 존재라고 스스로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. 그 의미는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.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거나 그림을 배운다거나 댄스를 배운다거나 뭐 어학 공부를 한다거나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어, 굉장히 그렇게 날 배우고 날 가꿈으로써 스스로 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.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크게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의식이 적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발전하고 싶은 것들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어,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너무 진부한 진리를 우리는 늘 까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, 갑자기 왜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졌죠? <laughs> 많은 것들에 감사하기인 것 같아요 참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기가 참 힘들잖아요 왜 똑같은 똑같은 나날들이니까 그 진부한 나날들을 어, 매일 하루같이 매일매일 똑같이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대개는 사람들이 우울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, 아무,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살아가고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어, 누군가한테는 정말 정말 어우 근데 갑자기 저왜이러 <laughs> 정말 고마운 일이잖아요. 건강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좀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. 어, 제가 갑자기 어, 시한부 인생을 어, 살았던 그 한 영화가 너무 갑자기 <laughs>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 죄송해요. 아 굉장히 지체받 결론을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가진 것들에 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무언가를 더 가졌고 더 많고 더 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늘 아파하잖아요.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어,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한두 번씩은 다 아니면 정말 더 많이 느끼, 느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갑자기 감정이 너무 북받쳐 올라서 그랬습니다. 네, 마무리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행복했어요.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.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 봐요. 다음 편으로.